금문교가 부럽지 네, 않습니다. 효과 안내됩니다. 와우. 오늘 한 50만 원어치 건졌습니다. 이정도면 어, 사람들 좀 몰리겠는데 다음에는 영도에 한번 가볼까? 영도 저 산에 가봅시다. 일단 영도까지는 버스 타고 가고 예, 내, 내 말은 걸어간다는 얘기였는데요 아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겠다 충분히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5만 보안 됐네 가겠습니다. 어제 갔던 데가 보이네요. 이건 갈매길 3코스입니다. 3코스. 여기는 꽃이 빨리 폈는가 봐요. 벌써 잎이 안왔어요 3구간. 예뻤겠다 근데 이쪽 잘못 찍으면 또 찍히, 찍히간다 어제 우리 갔던데 어제 어제 맞죠 우리 송전타 야 저거 뭔데 부대가 갈매길 직진 유엔기념공원 내려가야 되겠죠 우리 나중에 신현초등학교 절로 내려가는 유엔기념공원이네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말버스 여기 도로가 있다 우와 여기 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와 어, 진현초등학교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이야. 완전 고양이들의 천국이네, 동네. 세상에. 누군가 목이 갖다 줬네. 갖다 줬네. 밥을 먹고. 갖다 주는 사람이 있네. 나쁜 사람 아니야.